똥꼬발랄 차차 표정놀이 그 나와 아, 자기야. 음, 음, 음, 봤어. 조금 음. 와서 찍어줄래? 네. 여기 와서? 어. 어, 그렇 어. 왜? Thank you.